nope. 야 저거 못 먹냐 바보야? 먹봐자 이걸 먹고 싶대 놀랐느냐? 이거는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세 개로도 나눠지고 빠 이렇게 하면 네 개로도 나눠지고 이렇게 아, 아, 아, 아. 어, 배고파! 저 자식? 이 자식아! 도망가는 거 봐! 봤어? 저런 재빠른 자식 내가 뺏어먹을 내가 그렇게 돼지로 봐야 아닌데 똥인데요? 귀여워 <laughs> 음. 나도 뻥튀기 ASMR.